전해봤어 우린 처음이지만 모든 잡을 느낄 수 있어 더 해보고 싶어 Hey 마지막 말고 말야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널 데려가줄게 Come with me, put it on, put it on me You got this, put it on, put it on me 결국 내 손을 잡을 거야 Cause I know that you've been dreaming open store Whipped cream 구운 소금으로 swirl 내 all star 밑에 태국 나라 sunset 너무 빠른 I will take it slow 새벽에 없는 곳에서 이대로 춤을 춰 반짝일 만쳐 박수 넌 영혼을 내게 줘 기쁨의 맛을 더 영원한 영혼을 더 Put it on, put it on me You got this, put it on, put it on me 결국 내 손을 잡을 거야 가서 너에게 빼줄래 지쳐 이 마음을 열어 너에게 나에게 새로운